흑매 주스를 준비한다. 2. 특성은 오골참 3. 앞정 뿌리기와 스텔스록 필수 준비 끝! 옹골참으로 버티고 나무 열매 주스로 회복한다. 앞정 뿌리기와 스텔스록을 한 번씩 사요. 이라면 포켓몬이 교체되었을 때 많은 데미지를 입고 시작하고 비행 타입이었을 경우 보다 큰 데미지를 입으니까